오케이 시작됐다 오케이 오케이 인사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곰즈 아 오랜만에 곰이즈 왔는데 오 어, 저번에 이렇게 우리 한 적이 있나 우리 브이라이브 우리들끼리 예, 한적있 진짜 옛날에 그 진짜 옛날 아! 데이때 그, 그거 그거 그거 거쪽 연습실에서 어. 막그 어, 어. 막 그막 그, 그 나라별로 초등학교 얘기 맞아 맞아 그거 그랬을 때 했을 때막 아, 꾸미고 그 그때, 그때 했는데 어. 그때가 진짜 옛날이다 아 맞아 그때 그 일곱 글자 꾸미기 맞아 그거 우리 그거 썼잖아 음방 때아 맞아 음방 때 썼었던 거 맞아 우리가 만든 걸로 응. 음. 되게 오래된 거 그니까 몇월 도대얼마된 거지 거의 요즘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공이즈. 네, 저희가 네, 오늘 그냥 소통을 하러 왔어요. 음. 네. 딱히 뭐 준비한 게 크게 없는데 네. 뭐 오늘이 그거래며그 고양이의 날. 어, 세계 고양이 네, 세계 고양이의 날이라서 아까 제이크가 트윗을 했죠. 맞아요. 트윗. 네. 정원이가 먼저 사실 몰랐어요. 정원이가 하기 전, 전까지. 위버스 했더만. 네. 정원이가. 정원이 답네. 네, 한번 볼까요? 엔진분들하고 얘기하면서 엔진분들의 고양이를 <laughs> 보는 그런 시간. 엔진 고양이 자랑이라는 해시태그 있어요. 오, 와. 좋은데? 재밌는 거 상상했다. 어 뭐야? 오, 이거 진짜 그거네. 진짜 나이까지 알려주셨어. 어, 나이 <laughs> 좋아하는 거 알려주시고. 어. 다섯 살이네. 5years 그리고 이름이 뭐야? 아, 오? 강아지 식량을 좋아하네. 뭐라고? 아, 어? 밥을 좋아한대요. 강아지 강아지 밥을. 오 강아지 고양이 밥을 싫어한대. 와 어. 아, 되게 특이한 고양이네. 아. 개념인가? 강아지 밥이 맛있나? 어 살짝 기조가 있네. 자기 고집이. 고양이 좋아하는 그거 있잖아. 뭐 뭐뭐 뭐, 뭐, 뭐 그걸 뭐라 그래? 그거. 아 츄르. 츄르. 어나 츄르 한번 저번에 츄르. 고양이, 고양이 근처에 가본 적이 없어 살면서 아 그지 넌나 사범에서 아, 가본 적이 없어 그거 있지 알러지, 알러지 있어가지고 어. 잘 몰라 <laughs> 오늘 약간 안 좋은 날인데 나왔어요 <laughs> 어쨌든 뭐 어, 뭐야 <laughs> 뭐야 이거 빌리포코 티죠? 뭐야 <laughs> 아니 고양이가 빌리포코 어. 보고 있어 집중해서 보고 있네 어 뭐야 이거 진짜 이거 화면 비춰도 되나? 너무 웃긴데요 빌리포코 티저 빌리포코 티저 살짝 거의 안방, 안방에서 엄마가 TV 보듯이 살짝 보고 있네 와 레전드 원래 강아지도 그거 봐요 TV 봐요 아 그래? 막 강아지 되게 강아지들 강아지 나오는 TV 봐요. 응, 음, 맞아. 네. 영그 TV도 있어 그래가지고 그런 거 채널 있어 채널. 어. 정원이는 예 어. 많이 나오는 거. 정원이도 고양이지. 음. 너도 고양이 아니야? 그런가. 팬분들이 팬분들이 고양이라고. 야옹즈 아니? 야옹즈 아니야? 야옹즈. 야옹즈긴 한데 왠지 정원이랑 나랑 이미지가 좀 많이 다르시냐? <laughs> 그러니까 정원이 그러니까 진짜 같은 저 얘는 약간 검은 고양이 쪽이고 정원이 약간 <laughs> 애기 갈색 고양이. 애기 고양이. 달... 이게 언제 조그만 그러니까 먼치킨. 그 다리 찍 <laughs> 다리 짧은 나 진짜 아무 말도 안 하고 째려볼 것 같은 그런 느낌 아니야? 제이는 <laughs> 약간 어 뭐야 사바 그런 데서 사는 고양이 그런 거 제가 우리 근데 했다 솔직히 고양이 대해서 잘 몰라요 맞아요 강아지 키우는 강아지 키우는 분명이랑 그리고 고양이 평생 만나지 <laughs> 만나면 안 되는 분명이랑 저는 근데 동물에 애초에 좀 관심이 많아가지고 영상 많이 봐요 나 옛날에 고양이 영상 사실 많이 봤는데 레일라 이러기 전아 근데 영상 고양이 영상은 진짜 좋아해요 근데 실제로 만질 일도 볼 일도 볼 수도 없어가지고 그래서 영상을 되게 많이 봐요 막 이제 그 너튜브 같은데 보면은 막 고양이 막 영상 치면 되게 웃긴 것도 많단 말이야 진짜 맞아. 귀여운 것도 많아 귀여운 것도 많고 웃긴 그, 것도 많아 막 고양이 그리고 가끔 보면은 엄청 이상한 자세, 자세로 잡아 맞아 갑자기 이러고 다리 하나 막 올려서 사람, 사람처럼 있을 때 있, 더라고 맞아 아 앉아있을 때 그렇죠. 약간 근데 너무 웃겨 그럴 때 약간 이러고 되게 정원이 약간 핸드폰 이러고 자 알고 그 가만히 알고 알고 보니까 뭐 사람이 무슨 부계정에 들어있는 것 같아. 아 고양이에. 어 고양이에 부계정 들어있다고 생각. 고양이 되게 이거 이 이거 좀 귀엽네. 귀여워. 되게 잘잘 생겼어잘생겼는 아이돌 약간 라이딩 이제 잘 받았네. 자, 조명 조명까지 햇빛 잘 받았다. 자연 조명. 감 감독님 유명하신 분이시. <laughs> 진짜 잘 찍었어. 진짜 잘 찍었네. 엔진분이 찍으신 거 아니야? 그, 와 눈이 이쁘다. 감독님이 좋으셨네. 뭔가 나는 고양이랑 살짝 안 친한 것 같아. 무서워 고양이. 와 아, 근데 진짜 잘생겼. 되게 무서워. 거의 정도면 데이지도 화보인데요. <laughs> 엽선이. 엽선이. 양이지들. 야. 그. 와 아, 엽선이 진짜 칼 같네. 되게 예쁘게. 그러니까 진짜 잘생겼다. 어, 꽃미남이네. 오 뭐야? 오. 나 그거. 와이 진짜 귀엽다 이 사진. <laughs> 진짜 동그랗게 네 아, 보여드려도 되나? 아 근데 얼굴 얼굴, 아, 얼굴 같이 네. 각 찍어줘가지고 이거는 네 팬분의 와, 와 진짜 귀여워 아기 고양이 아 귀엽네 어. 어. 귀엽네 아저 개인적으로 이런 고양이 좋아요 애기 되게 애기처럼 생 눈, 눈 되게 큰 너무 귀엽다 동그랗게 진짜 귀여 고양이도 귀엽네. 아니 고양이는 귀여 귀엽긴 해 고양이 귀엽다니까 근데 도도하잖아 고양이 <laughs> 이거 봤는데 아 이런 거 있을 줄 알았어 아 이런 거 있을 줄 알았어 <laughs> 나도 이런 거 있어 우리 다 이런 거 있어 아 그래? <laughs> 뭐야 계속 리플레이 돼 이런 <laughs> 거꼭 나올 줄 알았지 <laughs> 어 정말 귀엽네 틱톡에서 보는 그 고양이도 지금 그, 음. 그 약간 응리응리라고 막 하는 그 고양이 있어 아. 그 울때 엄청 희한하게 우는 막 추루 먹는 거 추루가 뭐지? 진짜 좋아 어, 어, 와 이거 뭐야 와, 와 되게 멋있겠네 진짜 멋있다. 아 진짜 무섭겠는데. 야 이거 와, 아, 진짜 너무 멋있다. 아니 눈동자가 무슨 되게 약간 우주 같아. 그러니까 와 되게 소리 나 이런 이런 처음 보는데. 멋있는데? 야, 약간 백설 백설 그런 데서. 와 진짜 이 눈으로 도대체 뭐, 무엇이 보이는 걸까? 아 너무 웃다. <laughs> 이건 정원이도 기억. 이 저희가 예상했어요. 100% 어. 이제 정원이는 많이 나올 거다. 어. 뭐야 너야? <laughs> 아, 사실 아, 근데 우리 약간 숙소 근처 그 고양이가 진짜 많잖아. 어. 아, 진짜 아, 많아. 그래서 어제 아니, 어, 뭐 네, 어제 산책을 했는데 고양이 진짜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정원이가 다 막 사진 찍고 막 그래. 그랬는데 고양이 쓰기. 뭐야? 우리 강아지가 나오지? 갑자기 강아지 <laughs> 고양이한테 강아지 하나 <laughs> 어 자기 고집이 있으시네. 좋아요. <laughs> 좋아요. 뭐 음, 얘기하려는데 까먹 까먹. 어 가이. 제일 큰 강아지인데. 와, <laughs> 생크림 묻었네 아, 아 진짜 두꺼해 귀엽다 어 되게 으 네, 귀여워 진짜인데 반려동물은 사람에게 어, 뭐야 강아지 아니야? 아, 강아지인 줄 알았네 행복을 준다 진짜 꾸미 진짜 고맙다 <laughs> 근데 약간 강아지랑 고양이의 차이점 그거잖 강아지는 근데 행동이 제일 다르잖아 그러니까 강아지는 성격이 그러니까, 다르니까 주인 딱 오면은 이제 막 그 저번에 강영욱 님이 어, 그분 강아지에 그러셨는데 레전드. 막 고양이는 그냥 어뭐 주인이 오든 말든 약간 어. 어 왔나 보네 약간 그런 어. 느낌인데 그 강아지는 막 엄청 궁금하고 그러니까 어 보지 보지 하면서 어. 진짜 성격이 되게 달라 근데 강아지랑 고양이 되게 키우 같이 와, 어, 키우는 보여. 분 많지 않아? 어, 같이 키우는 분도 있어 근데 어렸을 때부터 키우면 안 싸운대 음. 근데 진짜 귀찮겠다 고양이가 강아지는 막 엄청 계속 그러니까 계속 막 놀자고 그러는데 뭐 가, 고양이 몇 마리예요? 도대체 다섯 마리 키우시는데 저희 이모도 옛날에 키웠어요 키우셨는데 근데 고양이 이상하게 내가 두 마리 이상 키우는 집을 많이 못 봤어 음... 어, 왜 우리 그렇지 않냐? 강아지는 막 두마리 키우는 집이 좀 많은데 고양이는 내 근처에서 두 마리 이상 키우는 집이, 집이 워낙 없었어 어, 그렇긴 해. 한, 보통 한 마리 아니야? 보통 그 고양이는 이제 한 마리 키우고 어, 그런, 이미지가, 이미지가 있잖아. 어, 아닌가? 모르겠어. 펭귄인가? 어 뭐야 <laughs> 감성 찾았는데? <laughs> 와 되게 아 이거 너무 귀여운데요? 약간 인생을 되돌아 되새기고 있는 인생을 되새기 약간 <laughs> 중이 중이병 걸린 고양인가? 살짝 뭐야 인생이란 무엇인가? 살짝 아저 눈빛에 되게 저 푸른 바깥 하늘에는 무엇이 날 기다리고 있을까? 눈빛에 되게 그게 맞네 눈빛에 여운이 되게 많다 와 맞지 어, 약간 느껴져 어, 근데 좀, 아, 좀 느낌 사람의 눈을 보면 원래 그럴 수 있는 고양이의 눈을 봐도 아 진짜 고독해 보인다. 네. 많이 힘든가 봐요. <laughs> 감정이 다 있겠지. 맞아. 강아지는 확실히 있어. 잘못한 것 자기도 알, 알거든. 고양이도 그런 거 있지 않을까? 이건 뭐 잘못하든 말든 뭐 오. 집사가 알아서 하, 세요 약간 그런 느낌 아닐까? <laughs> 그래도 고양이... 고양이... 약간 뭐지 강아지 성격이 고양이 뭐라고 그지 개냥이. 개냥 그런 게 있대며. 음. 엄청 애기 많고. 근데 그, 그고양이마 되게 다른 것 같아. 그냥 사람 와 뭐 오드아이 와 오드아이 이거 좀 멋있다 와, 좀 멋있네요 진짜 무슨 게임 캐릭터 같고 <laughs> 오드아이 되게 신기한 좀 멋있어 음. 그, 그 뭐지 그 하, 허스키도 오 어, 맞아 아 맞아 허스키도 허스키도 되게 와 뭐야 와 멋있다 와 되게 뭐라고 되지 뭔가 <clears throat> 전투를 나가는 살짝 그런 느낌인데 근데 고양이랑 되게 비장하다 음. 고양이랑 야 저령이 만져본 적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있, 어저번 근데 되게 날 싫어했어. 막 할퀴고 그랬어. 뮤비 찍을 때. 와. 어, 그때도 있고. 멋있는데. 최근에 있는데. 추운 추운 날 뭔가 밖에 나가는 살짝 아버지의 발걸음 아냐 되게 발 발자국 작은 거귀여 숨기고 있잖아 발도. 어 그래? 응. 이게 숨기고 있어. 응. 그딱 가끔 연애들 <laughs> 있어. 할길 때게 나. 가끔 걔연애들 있어. 그냥 가끔 저기 멋있는 애도 있는데 가끔 이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네, 네, 네. 그 복실복실한 게 좋아. 머리 음. 약간. 근데 완전 아 그것도 있는데 완전 털 없는 거. 맞아. 그, 그 엄청 비싸대. 그 약간 난 그거 좀. 아 그거 나도 좀 약간 그렇긴 한데. 예. 아 살짝 그 뭐냐 되게 그 주름이 주름 있는 예. 고양이. 아. 그 고양이 되게 인기 많. 그 많대. 클레오파트라 고양이 많은 거 아니야? 그 이름이 그 있는데. 그 인도 쪽에서 그 왕실 고양이. 아 그래? 그런가? 어차피 아, 그 약간 비싼 어, 그 어, 비싸 어, 줄만 비싸대. 그막 네, 클레오파트라 키웠다는 그 고양이 아닌가? 근데 그거 되게 그러니까 좀 못생기게 네. 생긴. 귀 귀족. <laughs> 사실 그 엄청 귀족이래 그거. 아 귀족. 음. <laughs> 어제 진짜 엔진 분들의 고양이를 보여주시. 아 그럼 다 어. 엔진 분들 고양이구나. 스타일리시한데요? <laughs> 올해 패션 트렌드. 선글라스. 어 약간 체크 셔츠 많이 드거 맞아요. 약간 내 스타일 스타일리시데 어우야 <laughs> 멋있는데? 안경이 멋있다 와좀 아주 꾸밀 줄 아네 어. 꾸밀 줄 아네 내가 봤을 때는 요즘 반려동물이 아주 사람보다 더 잘 사는 것 같아 <laughs> 아무것도 안 해도 다 해주잖아 그렇긴 하지 음. 근데 또 그들만의 스트레스가 어, 있지 않아 그런가? 오 좀, 좀 비싼 브랜드 아니야? 어, 좀, 좀 비싼 브랜드 입고 계시네 어. 야. 야 고양이 형도 있나? 고양이 근데 고양이 연 근데 요즘에 살짝 브랜드 되게 그런 거 많이 하잖아. 강아지고 많이 하잖그 어. 아, 약간 좀아 맞아 맞아 아, 맞아. 아 봤어. 아. 요즘에 트렌드인가? <laughs> 강아지 못. 근데 뭐 요즘에 워낙에 뭐 강아지 키우는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들 많으니까. 그러 럭셔리. 어뭐 얘도 얘는 왜 얘도 이 감성적이야? 볼살. 감성은 있는데 <laughs> 볼살이 엄청 통통한데. 볼살이 얼굴 거의 맞아. 코가 안 보일 정도. 아, 너무 귀여운데? 그래서 꼬집고 싶다. 아 그니까 감성 조정인데 또 볼살이 귀엽게 되는. 야. 어? 제이다. 아, 한번 보자. 아 보자. 아, 예, 예. 아, 아, 귀여워. 아, 귀여운 제이 아, 예. 형봐 팬분들이. 아 팬분들 제이 고양이랑 많이 쓰는데. 제이가 이제 나는 왜? 너너 너무 정원이 많이. 제이한테 이모티콘. <laughs> 음. 아니 이런 거 한 적이 처음인데 뭐야 이거 <laughs> 뭐야 이거 이거 장 이거 포토샵인가? 포토샵이다 이거 아근 이, 이 진짜면 진짜 대박이겠다 <laughs> 뭐야 이런 표정은 사람 아니 인, 인양이 아니야 인양이 <laughs> 아, 진짜 너무 웃긴데 어 뭐야 아 진짜 귀여워 귀엽네 음, 귀엽다 근데 우리 이런 거 한적 처음인데 강아지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니까 나중에 나중에 아. 강아지 진짜 귀여운 애들 많아. 나도 강아지 키우고 싶다. 강아지가 그나마 좀더 아니까. 어, 강아지에 대해서 뭐야? 평소에 많이 보기 때문에. 어 이거 뭐, <laughs> 화장을 하셨네. 어좀 아, 재밌는 거 없나? 어 뭐야? 물 진짜 싫어하냐? 아 그래? 목욕하는 거 싫어해. <laughs> 원래 강아지. 얘 이렇게 행복하게 먹냐? 약간 선우처럼 그 문웃음이 어 그러게 <laughs> 살짝 근데 선우 선우처럼 선우처럼 웃고 있네 문웃음이 와 아, 귀엽다 진짜 아니지 모르, 뭐, 모르지 오 마이 갓 귀엽다 어 뭐야 얘또 여기 예 네. 그래서 뭐 오늘이 아. 고양이의 날이라며 그치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저번 강아지 날 그런 그런 비슷한 그런 거 그러니까 노래별 뭐 날이 많아 요즘 원래 있었나? 있지 원래 있었나? 네. 원래 있지 며칠이야 오늘 근데 강아지 키우는 아니 어. 고양이 키우는 분이 뭐라고 말하지? 반려견 집사 집사? 응 집사라고 해. 아 집사 왜, 왜 집사라 하지? 약간 집사. 치다 치다벌이 해줘서 그런가? 고양이를 그러니까 집사가 약간 도 도와 그러니까 도우미 아 약간, 약간 그러니까 그거지. 아, 약간 그러니까 성질... 옛날 성, 성에서 약간 음. 아, 그, 웨이터 아, 같은. 어, 약간 그런 느낌. 그러니까 고양이들이 하도 도도하고 그러니까, 아, 주인한테 물 좀 갖다 줘 <laughs>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그구나. 음. 그래서 집사라고 하더라고. 음. 오늘 그럼 집사분들에 위한 날인가? 고양이를 위한 날. 집사보다 힘든 힘든 날이야. 가끔 이런 애들 있어. <laughs> 오, 그럼 길 가다 보면 이러, 이렇게 앉아 있는 되게 뭔가가 진짜 사람 같이 앉아. <laughs> 이거 보이나? 아니, 너무 사람 같이 앉아 있는데. 그래 그런 애들 있어. 가끔가다 이런 애들 있어. 진짜 이거 사람 아니야? 그냥 멀리 그냥 몸속에 사람 들어 있는 거 아니야? 와, 신기한 거 많다. 약간 스트레스 받을 때 보면 좋겠다. 에노크락 어 뭐야? 어제? 어. 아 어제 어제 어제 아니고 그저께. 그저께인가? 지금 몇 시야? 목요일 날이 7시? 11시? 왜? 아 대탈출 봐야 되는데. 10시 <laughs> 반부터 시작했어. 아, 아 지금 아, 오늘 해? 어 오늘 해. 어. 일주일 동안 그거 안 봐. 나 그거 안 어, 봐. 정원이랑 이제 같이 봐요 저. 맞아? 어 정원이. 엔지니어 분들 보시나? 또 <laughs> 말하면 보시는 거 아니야? 예능도 한번 나오고 싶 아, 근데 나 예능 이거 뭐 무서워. 하긴 근데 너무 뭐. 이제 선배님들도 많 어, 나 진짜 못해, 진짜 못해. 음, 나는 난 재밌을 것 같은데. 진짜 좀 뭔가 뭐 이게 뭐가 우리가 즐겨 보던 막 어렸을 때는 그런 얘기. 근데 나뭐 현실이 난 말하는 거는 진짜 안될것 같아. 나 말하는 거 진짜 놀 놀토 그런 거. 와. 아, 그거 어, 그거 그거 아니야? 막 노래 맞추는 거? 어, 어 맞아. 아, 놀토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재미는 있을 것 같아. 저번에 잭스 선배님 어,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나는 우리 멤버들하고 같이 하는 에너클락이 제일 좋아. 나 에너클락이 최고야. 맞아. 제일 편하긴 해. 제일 좋아. 제일 재밌어요. 아니 그건 뭐. 얼마 전에 그거 진짜 웃기더만. 그아 뭐 축구. 축구. 아, 아 축구 하는 대박이었는데. 아 근데 그 다음이 레전드. 근데 <laughs> 예거 팬이 너무 웃겨. 방송이 얼마 정도 나간지 모르겠지만 그때 진짜 힘들었잖아. 배드민턴까지 힘들었어. 아 그래. 남도 진짜 많 그몇 라운드 나온지 모르겠는 진짜 계속했어요. 근데 진짜 거의 순수 이긴 점수는 그 뒤에 좀 늘었어요 축구가. 연습실에 막 니키가 공가져서 하잖아. 저희 축구 연습하고 있어요. 언제 또 연- 축구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 아니 그리 그리고 그 이후에 한국어도 줬잖아. 그때 오케이 지옥이었잖아 거의. <laughs> 맞아 아, 니 아, 아, 진짜 우리 그 정도를 많이 한지 몰랐어. 나도 음. 진짜로. 많이 하는 거. 피해를 진짜 많이 해. 그러니까 진짜 많이 알아. 나는 진짜 많이 한거 오케이. 예. 맨날 아무 연습할 때 그런. 이렇게. 예, 예. 오케이. 진짜 오케이라는 게 진짜로 Sorry about that, man. Yeah, sorry about that. yeah, let's go from go from the top line. 처음부터. 처음부터. Start from top. Yeah. Sorry, man. Sorry. 그건 고양이. 뭔가 내가 이런 이미 아닌가? 고양이 쫑생 쫑생 내도. 근데 검은 고양이 되게 약간 무섭 무서운 사람 많잖아. 그러니까 의미심장한 그러니까. 그런 느낌 그런 게 있잖아. 건데 뭐다한 거? 귀여운데 뭔 저, 저녁에 보면 진짜 안 보일 것 같아 아, 막 눈만 보여 눈만 보여 진짜 눈이 <laughs> 근데 또 엄, 검은색 고양이 눈이 엄청 튀는 색깔이야 노란색 맞아 맞아, 맞아. 보통 근데 뭐 저녁에 보면은 고양이 눈밖에 안 보이잖아 그렇긴 해 근데 거의 눈이 너무 잘 보여 그게 약간 야행성이어가지고 맞아 아, 근데 진짜 산책하다 느끼는 진짜 숙소에 굉장히 많다 맞아 고양이? 진짜, 진짜 많아 막 가족이 있어 맞아 고양이 가족 아, 여기가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 하나 있고 막 그래 막 와 진짜 생각보다 너무 많 깜짝 놀랐 얘좀 기분 나쁜 거 같은데 <laughs> 표정 얘좀 살짝 표정이 약간 살짝 <laughs> 살찌셨는데 살짝 살찌셨다 야 너 뭐야 이런 <laughs> 느낌인데 야 표정이 살짝 사야 밥안 주냐 약간 이런 느낌 살짝 야 적당히 해서 조용 진짜 표정 누구 야 이게 감정이 있구나 진짜 확실히 약간 뭐. 느껴진다 뭐 느껴 내가 눈에서 진짜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느껴져 어 오 뭐야? 와 되게 특이해 되겠다. 와우. 그 눈, 어, 눈 색깔이 눈이 아 진짜 고양이 눈 특이한 색깔인 사, 그 고양이 진짜 음. 정원이가 진짜 닮았어. 많이 나오네. 어, 진짜 많이 닮았어. 내가 그거 닮잖아. 정원이는 귀 뾰족한 거보다 응. 음. 귀가 접힌 고양이 고양이 있아 그래? 아 뭔지 어, 알아. 귀 접힌 고양이가 또 있어. 되게 눈 크고 막 동그란. 어 되게 동글동글한 고양이 있는데 진짜 그거 닮았어. 정원 진짜 동그래요. 정원 진짜 귀여운 데 저번에 뭐 사진 올린 거있는데 진짜 똑같은데 고양이 학원이 네. 비슷해 고양이랑 진짜, 어. <laughs> 진짜 많이 가지라네 가지. 이빨 가지로 어, 교정한 고양이라니까요 어 귀여워 와 어, 뭐야 동그랗다 아니 다리가 왜 이렇게 짧아 네. 아, 멋치킨인가 뭐 얘가? 약간 애기 고양이라 그런가? 아 너무 귀여운데 아, 아 멋치킨이 뭐 진짜 귀여운데 진짜 뛰는데 뛰는 게 너무 귀여워 맞아 말랑이트네. <laughs> 아 오케이. 오케이. 댓글 한번 봐볼까요 이제? 이 댓글. 어 둘이 또 영어 할 와, 여드름. 할줄 알잖아. 와 잠깐만. 너무 잘 보이는데. 피곤해서 그래 피곤해. 음. 아뭐 가릴 거 없네. 여기 있어야겠다. 물어봐다아 <laughs> <laughs> 진짜. 박성훈 사랑해. 아 그런 거잘보여 <laughs> 그런 것도 한 번에 잘 봐요. 예. 예. 아니 한국어 m 음. 아 영어 맞네. 뜬금없이 갑자기 초콜릿이나 바닐 초콜릿이나 바닐라 아이스크림? 아 저는 전 초콜릿. 예, 전 바닐라. 초콜릿도 어느 초콜릿? 아나 너무 단 초콜릿 싫어. 다크 초콜릿 별로 안좋 어. 바닐라 그랬구나. 저는 반반이 좋아요. 반반 있어. 아 <laughs> 반반. 어, 그거 원래 그 휴게소에서 파는 거. 짜는 거 그거. <laughs> 아, 휴게소에서 파는 거 있어. <laughs> 근데 원래 이런 거 반반이 제일 나. 반반이 제일 좋아. 딱 적당히 두 개 다 맛볼 수 있는 거 그래서 막 우리 그 가끔 뭐 촬영하거나 그러면 도시락 오잖아. 음. 돈까스 같은 거 오면은 가끔 새우 아, 생선 돈가스랑 생선 가스랑 음. 그냥 돈가스 오면은 이제 막 반반 한 사람 찾아요. 반반한 사람 찾아. <laughs> 맨날 정원이가 맨날 어 저요. <laughs> 어형 저요. 하면서 이제 반반 나누고 막 제육 불고기 막 그런 거. 맞아 맞아 맞아. 얼마나 좋냐. 이렇게 이제 나눠야지. 이렇게 서로 이제 나눠 갖는 두 마리 토끼를 다, 다 잡는. 맞아. 평화로운 세상. 음. 음. 제, 제, 어, 아니, 아니, 어, 아니, 아니야? 아니야 이거 아니 뭔거 같아 그렇긴 어, 하네 그렇긴 하네 어, 인정하긴 해 어, 솔직히 좀 어정쩡하긴 해 예, 이게 어, 좀 그렇긴 해 어, 인정해 응. 어. 죽어서 어쩔 수 없어 공이즈에 가입해도 될까요? 근데 난 정원이랑 동갑이야. 아, 아 조금 아, 어떻게, 어떻게 리더님 어떻게 생각해요? 리더님 포스 약간 리더 맞아요. 얘가 리더였잖아. <laughs> 약간 리더님. 리더님 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님? 제가 막내라서 한 말이 없네요. <laughs> 어 글쎄. 어, 어쩔 어떡할까? <laughs> 어떻게? 근데 어, 고기는 뭐, 뭐 도장 찍어주면 돼요? 아니 근데 공이즈는 음. 이제 세 명이 원래 만들 크루 만들 때부터 이제 내가 만들었으니까. 어. 네. 아 그래? 네. 그래? 내가 만들긴 했는데 내가 만들긴 했는데. 아 내가 만들었어. 난 솔직히 누가 만들지 관심 없어. 현, 현 현재 쓰다 같이 <laughs> 만들었잖 우리. 그냥 네, 같이 만들었는데 얘가 중간에 어, 막 껴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아, 넌 그냥 공이지어서 된 거고 넌 결론적으로 <laughs> 내가 리더? 그러니까 애들이 애들이 너가 리더 어, 너희들 맞췄는데 내가 리더? 네 너가 리더해 어 그러니까 그런 그런 느낌인데 되게 웃긴다 회사 대표 자리를 이제 탐내는 원래 근데 사실상 이사장 얘네 둘인데 뭔가 나는 살짝 뭐 갑자기 막 들어와가지고 CEO 같은 <laughs> 음. 예 재밌네 저희어 재윤 씨 옷이 너무 이쁘대. 아 진짜요? 네, 오늘 했어 처음 입었지 않아요? 네. 맞아. 오늘 괜찮은데? 오늘 위해서. 괜찮아 크리스마스랑 저리. 네. 바지도 좋은 게 이게 거꾸로 돼. 있었어. 그거 막 애들이 막 아, 거꾸로 입어서. 아, 네. 예. 괜찮더라고. 약간 제 제이크가 입어서 좀 느낌 있는. 그런가? 어. 입기 전에 솔직히 아 그랬어 저런 걸 샀지 좀 이랬는데 <laughs> 아, 근데 이럴 이럴 줄 몰랐잖아 이렇게 괜찮아. 응? 음. 어. 아, 우리도 댓글을 쓸 수 있구나. 그럼 그럼. 근데 어, 이게 우리 계정인가? 맞 아니잖아. 아니네. 아니지. 응. 음. 이건 모니터링. 아 그래. 그러니까. 아 맞다. 그렇구나. 우리 계정 우리 걸볼 수가 없구나. 이거 이거 이걸로 하고 있어. 아 저걸로 하고 있어. 음, 맞다. 아, 맞다. <laughs> 오케이. 오케이. 어, 그러네. 그러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laughs> 저걸 하면서 이렇게 보니 순간 당황했지 우리 어, 어, <laughs> 나 순간 오케이. 이걸로 하는 줄 알았어 오케이 아 근데 오늘 사실 녹음하고 와가지고 아 근데 브이라이브 하면은 항상 이, 이, 이 댓글이 있다 어 무조건 있어 다섯 명의 정원 다섯 살아 진짜 아, 처음부터 있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맨날 거의, 있어 이거. 거의 OG 질문. 그러니까, 그러 멤버가 바뀌더라도 음, 항상 맞아. 있어. 저는 다섯 명 겨우. 아저 아, 공같 곰 같아요. <laughs> 나 곰 같은 사람이. 곰을 뒤에 업고 있네요. 아, 네. 저 이제 아, 이제 네. 부드러 부드러. 부드러 진짜 부드러. 아 근데 진짜 제가 이거 요즘 회사 다니면서 진짜 계속 있는 거거든요. 회사가 저희 회사 좀 추워요 생각보다. 맞아요. 저희 회사가 에어컨을 안 틀어도 연습실이 되게 연습실이 진짜 너무 추워요. 그래가지고 항상 이제 땀을 땀이 식으면 이제 감기 걸잖아. 그래서 따뜻한 걸 챙겨 다는데 이게 진짜 엄청 부드러워요. 아, 이거 살짝 시즌도집어자 진짜 진짜 엄청 부드러, 엄청 부드러워가지고 따뜻해가지고 좋습니다. 네 여러분들 냉방병 조심해야 돼요. 네 진짜 냉방병. 이게 에어컨 많이 쓰면은 그거지 그거 되는 거지. 냉방병 오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이게 딱 적정 온도가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는 춤춰가지고 막 애들 온도 내리는데 맞아, 막 24도가 적정 온도. 저희는 무조건 16도 막 최대한 막 16도 거의 냉장고야 냉장고야 진짜 거의 거의 냉장고 거의 네, 막그 버튼도 많이 막그 에어컨 막 여섯 개씩 다들 근데 진짜 더워요 근데 풀파워막막 그 아. 에어컨 여섯 개를 막 16도 막 너무 더우니까 막 연습하면 드럼대 같은 거 하면은 막 몸에서 막 열이 막 거의 땀 범벅이지 어 음. 그러니까 레전드야 음. 옛날 우리 집 고양이 12마리까지 있었어 12마리요? 음. 동물원 아니에요? 와 12마리 <laughs> 그러면은 12마리면 뭐 한달 사료값이 얼마예요? 그러게 진짜 와, 가, 와 강아지 12마리면은 강아지 12마리 말이 안, 말이 안 된다 마당을 키우고 마당에서 그, 아니 농장에서 키워야 돼그 정도면 농장 아 근데 농장 근데 전 나중에 농장 키우 농장 살 농장에서 농장 농장 진짜 아 주말 농장에 주말 주말 농장 호주 가가지고 농장이나 80살 <laughs> 때 다른 분들 80살 80살 저는 인사나 하고 아니, 아니 다른 아니 다른 분들은 막 이제 막돈 벌어가지고 나중에 막 카페 같은 거 사서 막 카페 차인 나는데 아, 그런 거 카페 차인 사가 얼마나 재밌는 카페 차인데 넌 농사 농사야 저는 <laughs> 독특하다 그 나라 나라를 위해서 이제 그거지 음식도 주고 과일도 아, <laughs> 오케이 농사 관리하기 되게 어려운 진짜 어렵지 엄청 힘들지 그럼 <laughs> 난 뭐하고 살지 난 <laughs> 갑자기 저는 미래 목표 NRP 할 거야. 한 50살 돼서 80살까지 80살까지 까지 젊게 어, 허리 아파도 아, 하다가 아, 아 네. 그때는 뭐 진짜 한번 찍어보자 우리 런 레코드 네, 그 진짜 이거 어디스 평생 기록되는 거야 이거 어? 알지? 나중에 나중에 막 제일 나이 많은 아이돌 84년 가장 아니, 가장 오랜 시간 동안 드렁크데이즈를 주는 아이돌 와 <laughs> 역사를 찍자고 와 진짜 인정한다 그러면 내가 너 거의 신이 나은 아들이라고 인정해 <laughs> 진짜 84 때까지 드렁크, 드렁크데이즈 추면 내가 신이 나은 아들이라고 인정해 재밌겠다 진짜 카페 같은 거 좋다 카페 아니면 제주도 제주도 와 음. 아, 아프나타 찾아가지고 그 저는 난 무조건 약간 도시보다는 좀 그런 데서 살것 같아 나도 나도 그냥 바다 여유로. 보이는 카페 같은 거 찾아가지고 카운터 앉으면서 가끔 엔진 분들 오면 아, 안녕하세요 하면서 <laughs> 네. 지금 약 의상이 그래 <laughs> 카운터 아네 아, 아, 네. 어, 아 이스 아메리카노 <laughs> 네. 스무 살입니다 스무 살 아직 갈 길 멀리 멀리들 아 재밌네 요즘에 공이즈 뭐 많다는데 아그 뭔가 많아 어두 분의 펄메신 써져 아, 그거 반응 그거 좀 많이 찍었지요. 맞아. 그거 제가 계속 찍. 계속 찍. 아좀 아쉬워. 아좀 아쉬워. 우리 세미지 러브 때도 그랬잖아. 맞아. 그, 그 연습 끝 찍은 건데 진짜 한 시간 찍은. 항상. 아, 그냥 좀 아쉽네. 아 다시. 다시. 아, 네 그래서 최고의 모습을. 원래 우리 A, INFP. 뭐? I, I, I, ISTJ. ISTJ. ISTJ. ISTJ. 완벽 완벽주의자. 네. ISTJ. 얘는 ISTJ. 뭐지 ENTP. ENTP. ENTP. 너 e n t e e 그거잖아. 난, 난, 나는 형 그러니까 혁명가 거. <laughs> 아재 개그 많이 한다 이런 거있잖아뭐 있었는데 나? 재미없는 사람. 그런 아니야. <laughs>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 있었어. 월급 들어올 때. 아 맞아. 아아 아, 그거 진짜 웃기더라고. 그거. 진짜 웃겼어. 들어온지 아, 체크한다. <laughs> 아니 진짜 진짜. 어. 막 뭐 그럴 거. 전 세계 지 모든 ENTP 분들 SK. 예. 아 근데 저번에 그 MBTI 만든 사람 엔진분 어떤 엔진분이 알려줬는데 그분의 어, MBTI 기억이 안 나요. I였어, I였어. 아니야, 아니, 아닌가? I, 기억이 안 나. 진짜. 어, 그러니까 MBTI를 만든 사람 만든 사람의 아, MBTI. 궁금하지 않아? 뭐, 뭐야? <laughs> 뭐야? 이게 여러 명이 만들었어. 그러니까 두 명인가? 막딸 아니었나? 그런 거였는데. 그죠 딸이었어요. 딸하고 엄마랑? 응, 엄마가 만들고 딸 이렇게. 어. 그럼 I였어. 어. 음. 되게 똑똑한 음. 아우 영어 좀 읽어주세요 오케이 Australian actually 음. 어저 Chinese 좀했었나 아, 중국어 레슨 네, 그러니까 학교 아, 수업, 으로 학교에서 서브젝트 어, 하는 어, 나도 했어 근데 너 기억이 안나 중학교 때 했어 한 1년? 네, 이거 그건 알아 1부터 10까지 이진이 아버님 아이콘님 그리고 그 이열산스 니하마 치파 주 니가 자신 맞나 그 한국 한국 워슈 한국은 한국 사람 한국 사람 워슈 아달리아를 호 음. 워슈 음. 제이크 맞아 뭐 학교 다닐 때 옛날에 네. 했었는데 기억이 안아 맞다 오늘 또 올림픽 폐만식 아 맞아요 맞아 진짜 전 세계 아. 많은 선수분들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진짜 많이 봤어요. 아, 네, 제 아, 응원도 많이 했고. 배구 봤잖아요. 아, 배구. 네, 이제 네. 배구 봤어요. 아, 이거 우리 노래도 나왔잖아. 응, 맞아요. 배구 아, 경기 나고. 그 너무 너무 신기했어요. 와, 아, 아, 대박이었어. 아, 진짜 네, 배구 진짜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어. 진짜 너무 그런데 제 노래 나오네. 영광입니다. 너무 뭔가 네. 열심히 해주셔서 너무 전 세계 모든 나라에 계신 모든 선수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같은 좀 체육인으로서 아주 뭐 뿌듯하네요. 근데 성, 성은 가는 거 아니야? 아 이거 가는 게 아니지만 <laughs> 내 머리가 갔을 수도 있잖아. <laughs> 아 어디? 갑자기 피겨로 피겨로? 아, 올림픽 그러니까 베이징 올림픽에는 제가 뭐 갑자기 엄청 잘하면 잘 갔을 수도 있죠. 근데 거의 그 하, 하지 않았을까? 계속 뭐 갔어요. 뭐 엄청 국가대표는까지는 아니고 음. 야, 그 그거 모르는 모르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 거니까. 근데 그걸 목표로 하긴 했지. 그러니까 그게 목표인 것만큼 3년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근데 여기. 근데 베이징 올림픽이 얼마? 2년? 2년도 안 넘어. 2022년에 하잖아. 오늘 1년 넘었네. 아 진짜요? 대박 윈터 올림픽. 응. 대박인데. 벌써 어. 그때, 저번 어, 저번 어, 년이 평창이었나? 평창 올림픽이었나? 그렇죠. 그때 우리 가서 막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개, 개막식. 와. 와. 옛날 분들. 너무 그게 진짜 큰 목표다. 와, 그거 하면 진짜 대박이 가문의 영광인데. 와, 상상이 안 되네.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오길 바라며. 네. 그리 슬슬 이제 저희 다음 스케줄 있어가지고 <laughs> 캡처 타임? 캡처 타임을 이제 넘어가 계속하겠습니다. 네. 공이지의 캡처 타임 한번 해볼까요? 공이로 할까? 2 2가 오2 어, 됐어 이거? 이게 사격. 자, 여기 이걸 보면 이걸 보면 이렇게. 이거 아, 맞네, 이거 맞네. 이거 이 이거다. 이거야. 이거지. 아, 이거다. 이거지. 이거 이거 이거. 이거지. 이거지. 왠지 공이 이거야. 그러니까 이거야. 이렇게 있지 않나? 공이. 그러니까 이거. 이거다. 지금 내가 하는 게 맞아. 응, 나도 이렇게 했지. 그러 봐봐. 이렇게 여기 여기서부터 쓰잖아. 아니 아니지. 아닌가? 이걸 보면 이렇게 있지. 아닌가? 그러니까 화면을 맞아. 어, 화면 맞지, 맞지. 지금 지금 이거 맞 아, 이게 맞아? 응, 이거 맞아. 여러분 앞으로 공식 포즈는 이제 오른손이 동그라미 이렇게 오똥 아니 뭐 아니 재밌아니 그냥 그렇게 되거든요 왜이 오똥 왜니 오똥 왜니 아, 아 그럼 어, 이제 그혹한코 예, 어, 원으로 하자 오원 오원 오원 우아 이게 뭐야 웬, 웬, 웬이. <laughs> 웬이. 그냥 줄이지 마. <laughs> 별, 별 다주네, 별 다주. 네, 별다지도 별다지다. 예, 네, 좌비 아 별다지 네. 별다지. 좌비 우- 동 예, 좌비 우동. 우동. 예, 좌비 우동. 우동사리. 오케 우동사리 추가요. 네. 나중에 부대찌개 먹으러 요 어? 와. 연습생 국물 아니냐? 이때 땐 그거 이아 연습생 라면사리 무한 무한. 갑자기 나 진짜 우동사리 생각하니까 희승 형이랑 한여름 때도 부대찌개 먹으러 갔었어. 한여름에 밤. 우리 칠감 할때 그거 갔었잖아 같이. 아 맞다. 그치. 갔었지. 어. 나도 그, 아, 선우랑 많이 갔었는데. 역삼이잖아. 어. 오 역삼 나도 거기 역삼. 어 거기. 야, 아, 약간 위에. 아닌데? 약간 위에 있데 아니 좀 올라갔어 계단. 아니야 난 아니었어. 난 아니야. 우리 난 우리가 한데 아니었어. 나 아, 거기 찜닭도 많이 먹어. 선우랑. 피자. 부대찌개가 뭔 줄 알아요? 왜 부대찌개인 줄 알아? 알아. 아 오케이. 부대 오케이. 네 어쨌든 어, 모르면 설명해 오늘 와주신 질문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희 또 이제 다음 회주 있어가지고 가봐야 돼서 네. 어, 오늘 깔끔하게 이렇게 이렇게 소통방 같은 거 해봤는데 아, 밤이네요. 어 진짜 밤이네요. 퇴근 퇴근 아니지. 아 일요일이 대부분 이제 어, 아 이제 또 이제 아, 일요일 아, 내일 월요일 월요일입니다. 어. 일요일이 어. 저한테는 좋은 날이지만 아니, 그, 아니 네. 우리한테는 상관이 없지. 근데 상관이. 근데 나한테 좋아. 대탈출하기 때문에. <laughs> 네 어쨌든. 네, 아 월요 내일 월요병도 있으실 텐데 오늘 힘내시라고 아. 저희가 이렇게 찾아뵙고요. 파이팅. 이제 네 내일부터 월요병 한 나머 이제 또 한 주도 저희 함께 파이팅하고 네. 노합시다 저희가 네. 최대한 도와드릴 수 있으면 도와드릴게요. 네. 월요병 화이팅. 월요병 화이팅. 일단 아침에 바닐라 라한잔 먹고 시작하면은 기분이 <laughs> 좋게 시작할 거예요. 아, 네. 그리고 비타민. 네. 오케 어, 네. 녹용 녹용 챙겨 네. 오케이 감사합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에 안녕. 안녕.